청순한 외모의 환미나 기상 캐스터는 169cm의 근기잇 늘씬한 몸매로 반전 매력을 뽐내며 시청자 사랑을 받고 있다.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는 법. 그의 비밀스러운 말을 듣지 마라. 그가 하는 낭만적인 것을 보지 마라. 열렬한 사랑이지. 나면 두 사람이 갈등을 겪게 되고 인생에서 번거로운 일은 두 사람을 다투게 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을 용인하는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니 다 사랑은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이유인 따뜻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적에 의해 깊이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황미나 TV 조선 기상캐스터는 뉴스 7분에서 날씨 소식을 전하고 있다. 앞서 황미나 기상캐스터는 OBS 기상캐스터 인터넷 방송, 한준희의 풋설 MC 등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인삼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합니다. 고유. 한 제약 조건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찾습니다. 아마우. 네가 사랑을 추구하는 길에서 실제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추구하는 것은 외로운 마음과 차가운 몸을 위한다. 뜻한 구석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서는 순간 제 인생은 더 이상 살아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기 를 거부하는 내 단어가 두 사람의 사랑의 길을 가깝고 멀리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황미나 기상캐스터는 16일 방영된 TV조선 연예의 막에서 김종민과 박물관 소개팅을 가졌다. 김종민은 황미나 기상캐스터에게 예쁘다는 칭찬을 연. 신 쏟아내며 눈을 떼지 못해 웃음을 전했다. 당신이 강하게 나타날 때마다 사람이 볼 수 있는지 여부. 에 관계없이 당신이 약할 때 당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떨어지기 전에 내 눈을 손으로 감싸고 미소를 지. 으연 서눈이 아름답다고 부드럽게 말했다. 워밍업 할 때마다 그는 나에게 어깨를 주며 나는 뭐 니에 의지할 수 있다. 그 앞에 강한 사람인 척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뭐 두가 믿지 않을지라도 말해준다. 나 아직도 내가 가지 고 있다고 생각해. 황민아는 TV조선 기상캐스테로 최근 자사예능 연애 예맛에 출연해 유명세를 탔다. 특히 그는 큰 키와 밝은 미소, 그리고 시선을 사로잡는 패션 센스까지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매주 화제가 됐다. 당신이 남자를 사랑할 때 당신은 항상 그 여자가 른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혼한 후에는 정상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이혼할 때 그는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혼 한 후에 그는 진지한 느낌을 갖습니다. 황민아는 이 프로그램에서 코요태 김종민과 소개팅을 했고 커플로 이어졌다. 그가 당신을 사랑했지만 효과가 있는 무엇 때문에 그는 자신의 생각으로 흔들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지나면 마침내 포기하고 싶지 않다. 고 말했습니까? 조금 덧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다.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는가? 너를 좋아하지 않으려고 하. 면 너와 함께 있는 일이 생기면 아무런 보장도 안 된다. 여성의 경우 사랑은 평생 동안이지만 남성의 경우 처음에는 그들이 얼마나 유망한지 간의 삶의 작은 부분 일 뿐이지만 선택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여성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먼저 황미나는 일상부터 남달랐다. 동글동글한 얼굴선은 로 동안의 매력을 뿜어내지만 반면 늘씬한 팔다리와 굴, 곡진 라인, 그리고 이를 잘 나타내는 패션으로 탈일반인 의 포스를 낸 것.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며 단지 서로 미끄러져서 누군 가에게 감정을 남깁니다. 감정이 그를 지나치게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탄력적인 사랑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강한 여성은 항상 많은 상처를 입은 여성입니다. 딱 모두 그들의 마음의 고통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잔. 인합니다. 그들은 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도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 해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한편 황민아는 김종민과 커플 성사 소식을 직접 자신 의 SNS에 올리고 팬들의 응원에 화답하며 앞으로를 기대케 했다. 연애의 막 배우 이필모의 소개팅 상대로 나온 이엘린. 과 김종민의 소개팅 상대로 나온 황민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가수 김종민과 이필모는 16일 방송된 TV조선 연애의 맛에서 소개팅에 나섰다. 김종민의 상대 여성 황민아는 TV조선에서 기상캐스터로 활동하고 있다. 황민아 기상캐스터는 OBS 기상캐스터, 인터넷 방송 한준희의 풋설 MC 등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이필모의 상대 여성인 이엘리는 모델로 활동하고 있으며 과거 케이스타워 매일 결혼하는 남자에도 출연한 바 있다. 한편 연애에 맡은 사랑을 잊고 지내던 대한민국 대표 싱글 스타들이 그들이 꼽은 이상형과 연애하며 사랑을 찾아가는 신개념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이필모를 비롯해 김종민, 김정훈, 구준엽 등이 출연한다. 연애의 맛 김종민 황미나, 종미나 커플이 로맨틱한 한강 공개 데이트에 나선다. 지난 23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램 연애의 맛에서는 공식 연애를 시작한 김종민, 실. 해를 맛본 이필모, 설렘 가득한 첫 등장을 알린 구준엽의 이야기가 담겼다. 특히 지난 방송에서 환미나와 첫 만남을 가진 김종민은 연애 바보의 오명을 벗고 설렘 유발자로 등극했다. 꽃을 좋아하는 황미나를 위해 꽃이 가득한 레스토랑을 섭 왜하는가 하면 깜짝 이벤트까지 펼쳤디. 이후 김종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해줄 수 있겠니? 오늘 부터 1위를 이라고 고백하자 황미나 역시 우리 오늘 부터 1일이야 라고 대답 본격적인 연애를 알리며 안땅 극장을 들썩이게 했다. 시사매 거진 등호 전진홍 기자 지난 16일 첫 방송된 TV조 선 예능 프로그램 연예의 맛에서는 김종민의 데이트 상대 로 기상캐스테로 활동 중인 황민아가 출연해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다.